이거 그거 하는 거 보여줘. 안 먹어보고 그냥 해 그럼? 아니 똑같아 칼이. 내일랑 붙어. 이뻐 이뻐. 고구마이. 까만 게 엄청 예쁘고 나고 검은 것이 진기가 있더라고. 생선 것이 지름이 있는가 봐. 왕부려야 나 먹물에도 기름이 있는지 몰랐네. 음, 기름 있는